수야 간식 던져줄 테니까 받아먹기 던진다 자 받아먹어봐 받아먹어 받아먹어 장수 받아먹어 받아먹어 받아 받아 먹기 받아 먹어 아이 장수야 받아 먹어 마지막 받아 먹기 <laughs> 옆에 옆에 장수 받아 먹기 <laughs> 장수야 받아 먹기 어? 잘못 봤나? 장수야 받아먹기 받아먹기 장수 받아먹기 장수야 받아먹기 장수 받아먹기 받아먹기 받아먹기 실패